그렇지. 와. 그렇지. 와. 제 배를 잡으시나? 어, 그렇지. 1점 줘도 돼. 잘했어. 1점 줘도 돼. 야, 수영이다. 그렇지. 수영아. 수영아. 서울에 높다고 뒤로 꼬시면 솔직히. 그렇죠. 얘기해 줘. 어 좋아 그래서 수초 수초 굿 나이스 야괜찮 나가 10대5 굿 나이스 근데 어? 형 그치? 시간 많 리바운드 리바운드 빼 명성이 수시 때려 때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야 쏜다 쏜다 쏜다 야 14대 12야 송수영 됐다 됐다 열 번째. 오, 굿 수비.